하느냐 네. 어떤 거 보고 몇 시간이냐 이거가 있고 그렇잖아 그거는 어디 여기 문제야? 그것도? 선생님가 그거 선생님한테 모르겠다 아빠네 난 답이 뭔줄다 아는데 Say Our best days pass us by And most long for a place that they never find I'm afraid I wake up when I die And it is too late to climb any mountain eternal